신나게 한글을 배워봐요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찾아 조주주지 찾아 조주주지 한 번더 차저 조주주지 찾아 조주주지 자음의 모 뭐 몸을 합쳐봐요 지읒에 알을 붙이면 자 자 자 자 자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지읒에 어를 붙이면 저 저울 저울 저울 저울 저울 저울 지읒에 오를 붙이면 저우 저우 저우 저우 저우 조개 조개 조개 조개 조개 조개 조개 지읒에 우를 붙이면 주

지도 지도 지도 지도 지도 한글 정말 쉽다